지금 아 쌌는데 포메라로 와 계속 많이 나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5월 21일 제조 6월 9일까지 날짜가 꽤 기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딸기는 좀 썩었고 보시다시피 딸기는 좀 썩었어요 자 여러분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코리가 올 갈 장소가 지금 여기 산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 올라가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 없고 이쪽 돌아가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목적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 빨간 지, 빨간 지붕에 흉가라고 해갖고 이 코리가 이 초리가 빙의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냉장고에 있던 썩은지를 먹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레전드 장소 근데 두 달 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나요? 예, 굉장히 간만에 오는데 간만에 와 보니까 이게 있어요 입구에 지금 여기에 가는 곳인데 장소가 이쪽으로 직진하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거든요 설마 사람 없겠지 2020년 5월 2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혹시 계십니까? 계세요? 계십니까? 잠깐만. 잠깐만. 계십니까? 잠깐 뭐라? 방금 뭐 소리 났는데? 누구세요? 예? 누구세요? 누구 계시죠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, 씨, 가지는 못하겠네, 씨, 무서워가지고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혹시 배고프시오? 음. 어딨어? 나와. 냉장고 다 털어 야래 나와. 나와. 어딨어? 어딨어? 새끼 먹으면 아, 내 뱃속에 있어야 될 것이 왜 여기 있냐 두꺼비 아저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꺼비 아저씨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들어가서 조금만 대화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통 악기 같았으면은 여기 근처 에 여기에도 내가 지금 있기가 힘들 거야 어 여기가 있기, 있기도 힘들 건데 한번 달래가지고 대화 한번 지금 기존에 망자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나아졌어 이 정도면은 양반이요 양반기 양반기 물 좀 마셔야 되겠다 일단은 어, 여자 같아요. 여자 귀신. 그 전에도 아마 여자 귀신이었을 거예요. 여자 귀신 같고 장난은 심하긴 한데 등살이 장난 아닙니다. 자, 자 나이가 어디 되십니까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계신가 합니다.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요? 날 가져? 어? 여러분들 나도 들었어 뭐, 날 가져? 아니야 나, 나 가져라는 게 아니라 날 가져라고 들었는데 아닌가? 아니 날 가져라고 들었는데 나 가져가 아니라 날 가져? 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? 어? 수설기? 자 그럼 일단은 나, 이 나이, 나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이를 몇 살이세요? 에? 예? 스물여덟? 일곱? 여덟? 에? 예? 여행? 무슨 여행이요? 신혼여행? 신혼여행 아, 물이 잘못들어있데 아, 안 들리는데, 잘. 신혼여행을 갔다가 제가 들은 것은 오시는 길에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충 그,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혼여행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라고까지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악귀는 무조건 몰아내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잡귀는 장난이 심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. 지금 나를 한 두 번 봤다고 나를 유키스에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그래요. 살짝 얘기는 나에게까지는 들었는데 여기는 만약에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여기는 한동안 묵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은 묵히도록 할게요 아셨죠?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